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오고입니다! 제가 엠플라고요. 네, 작은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나가는요? 나가는요? 자, 이거 하나,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야. 미안해, 안좋하고 오케이. 안 좋아, 안좋하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1라운드 싸파하기 시작해볼까요? 네! 나 자꾸 싸바나 가지 좀싸 초성 퀴즈. 초성 아, 아, 네, 네, 네, 퀴즈. 예전에 김동대님 나다 했어 내가. 아, 들었어. 아, 맞아. 맞아. 너잘 그래. 네. 좀 쉬운 그 그 키, 키 미음, 미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가 음. 다 같이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해야지. 그 가능해? 어, 어, 어, 어. 어 자, 자, 자, 자, 자. 성호. 하나, 둘, 셋. 왜? 생각이 안 나. 일단 입부터 열라. 자, 갈게요. 간다. 세 개 맞출래요. 하나, 둘, 셋! 부산!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이겼어요. 했어요, 이 형. 진짜 했어요. 노다! 노다! 노다! 노다! 이건 둘, 어? 여러분. 셋. 여름이라는 힌트를 아 괜찮아요 저 알고 있어요 아 혼자 입수하고 힌트 네, 네. 여름인데 저 여름 때문에 헷갈렸어 여름이랑 삿발 삿발 나 오히려 힌트가 아니었어 어, 이걸 편집하고 다시 한번 오케이 나이키 아디다스 둘셋 감사! 감사! 번째 라운드는 네 글자 만들기 와 큰일 났다 일단 우리 또 연계 그거 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첫 번에 해봐 준지 어렸을 때 외국 살다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모나 리자 와이 파이 연지 곤지 오 바리 스탑 홀 발레 파킹 오 바겐 세일 오 블루 뺑 자, 블루 아. 선지 아. 할만하네. 블루 문 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 발레 여기를 하자 이러만 했어. <laughs> 발레 하자 이러 횡단, 보도, 오. 알콩, 달콩, 국어, 사전, 오, 홀, 초능, 역자, 오, 데미, 매니, 큐어, 오, 하모, 머리에 리자가 딱 들어오니까 들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 그래? 네. 아, 나 세트. 리스. 오. 몽고. 앉아. 오. 다리. 스마. 오. 삼각. 자. 잠깐. 땡. 모두 몽고네. 네. 어. 삼각 팬티. 지대는. 어, 어. 자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잖아. 아, 자. 삼각 자. 아. 자. 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생긴 거야. 와, 자아가 생긴 거야. 자아가 생긴 거야. 땡. 싱숭. 생숭. 블루. 투스. 어린. 왕자. 알루미늄 백과 사전 북마 고 하라 버지이야번 네. 뭐 어? 게임은 네. 드라마 드라마 어 드라마 너무 드라마 엄 TV에 안 봤어 아, 나처럼 여유있게 하면 돼 여유있게 할 수 있어 밥 잘 사주는 뿌리 깊은 나무 슬기로운 생활 깜빡 생활 아 그거는 교과서 이름이고 교과서 이름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아, 이거 나도 한 거다 삼덕 여오 구름이 푸름이 와나 이거 전혀 몰랐어 내 강아지 이고 귀엽다 <laughs> 근데 푸름이 뭔데 너처럼 제발 와 어렵다 간다 아. 신과 함께 와우! 제 시작! 와! 끝! 검은 사제들. 와! 분노의 질주! 와! 오케이! 미녀는 괴로워. 와! 아, 괴로워! 괴로워! 괴로워! 괴로워! 괴로워 맞잖아요! 괴로워! 괴로워! 저 교정하고 있어 아니 잠시만! 교정 교정 야 잠시만! 아니 왜? 난 민현한테 괴로워라고 어, 생각해 교정해서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단한 명 게임이잖아 저가 단한명잘 되면 된다 아 맞네 단한명이네 그러니 하나 둘셋 괴로워! 네, 단한명 게임 설국 열차 네. 마지막 마지막 됐어 가자 최종 병기 <laughs> 시간이 delay 됐으니까 네. 러브 씨가 마지막 문제 맞추면 통과하는 걸로 와우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아, 니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간 <laughs>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간다 아왜 뭐해 아니요 뭐 하세요? 아, 아니 아아 아, 그거 모르죠 아 그건 난 모르지 아니 그저 모르죠 못 도망가게 아니 뭘못 도망가게 팔 잡아 팔 잡아 잡아 완벽한 타인 야! 이런 영화 있다고? 이런 영화 있습니다. 해서 네. 추가 2박 3일. 마지막 라운드 네 연속 가위바위보 이기기 와 어렵다 아, 아 가위바위보 저랑 이게 별로 낫지 우리 맨날 음악 같이 다녔는데 7주 <laughs> 동안 열심히 같이 다녔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지 마. 아,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한마디. 두분 나분남어두 분. 두 분. 자 부탁드립니다. 네. 원조 아이돌 때. <laughs>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네. 아, 네. 아, 네. 자한 분 남았고 저희 세 명 남았습니다. 아저 재밌 떨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Ah! 진짜 이거는 와. 와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약간 되게 긴장되고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 역시 우리 이용 씨. 아이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우리 두, 둘이 부모님 잘 뵙고 오겠습니다. 아, 엄마 아빠 우리 곧 만나. 오늘, 아, 네, 오늘 진짜 1등 공신입니다. 네.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1등 공신 1등 공신입니다. 제가 휴가 가서도 열심히 곡 쓰고 네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소중한 기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laughs> 아, 저 진짜 너무 긴장돼가지고 심장박동, 심장박동도 너무 빨리 뛰었는데 이사님께서 일부러 쳐주신 거저잘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잘 쓰고 정말 잘 신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존재 이유. <laughs> 저를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저의 아빠. 이사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저 지금 다른 아빠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저희가 저녁 시간 전에 잠깐 네.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좀 했는데 이제 부모님과 식상권도 네. 없고 네. 휴가까지 얻어서 아, 근데 아, 저희가 10주 동안 정말 그래도 저희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휴가까지 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정말 쉬다 와서 네. 아주 열심히, 열심히, 네,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가고는 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올려가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